보이지? 여기가 배사철 와 춥다 실례하겠습니다 <clears throat> 어... 어... 한 달 전쯤인가 제가 한번 찾아뵀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이렇게 실내를 무릅쓰고 찾아뵙습니다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한 번만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you 계십니까? 저, 저, 뭐좀 바뀐 것 같은데, 잠깐. 어이 씨발 아나 진짜 존나 놀랬네 씨. 아. 아. 아. 아, 뭔 소리야, 자꾸. 关于。 이렇게만 이렇게만이라도 해주십시오. 그럼 조용히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. 한 번만 더 해보세요. 한 번만 더 하면 인정하겠습니다, 제가. 한 번만 더 하면... 아!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. 저 됐습니다. 님 네, 잠깐만요 숨이 너무 막혀서 그러는데 와좀 물좀 좀 마시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미쳐버렸어요 여러분들 화 좀 푸시고요 제가 여기 그 얘기 얘기 들어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여기 그냥 얘기 들어드리러 온 겁니다. 예? 다른 거 없어요. 그냥 단순히 뭐 여기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혹은 여기 주인이신지 그걸 여쭤보러 왔습니다. 예? 예? 혹시 지하에 있어요? 에휴. 아. 와 미쳤다 나 지하 가야돼 얘들아 나 지하 가야되지 Come on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잠깐만. 와. 잠깐만요. 잠깐만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 잠깐만 여러분들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 잠깐만 아! 아! 잠깐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자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잠깐만, 잠깐만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, 어, 여러분 일단 저 괜찮습니다. 일단 괜찮습니다, 여러분들. 일단 괜찮고요. 일단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재밌어요? 그만하세요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